아베노인 요리는 15줄 내가 이걸 다 맞추고 끝까지 갈 확률은 215승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시간 없어! 놀리라가요 빨리 뛰어! 그렇게 살기만 할 거야? That's no fun. 32,768분에 이씨발 빨리 가! 왜 그걸 이제야 말합니까?